미안해 What? 내 팬들에게 미안해 m a 믹스 m a k 메이킹 하느라고 너무 바빴네 c 카피캣 니네 마음 난 이해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은 똑똑해 그때로 돌아갈래 I'll never do that 난 절대 그대로 난가 물론 좀 추억이긴 하나 21년도부터가 제일 낫다 그저 거리 다시 보니 꿀이더라 DNA 독립부터 달라 임마 나는 먼저 간다 바이바이 사임 사임 버릇고 I'm a choice pro 자 이제 마이 턴 세터 let's get it 노래 랩 존나게 노잼만 추억 구통이 작가리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턴 투 계속 that shine. Let's go.